el día de hoy es domingo, un domingo muy bonito aquí en Japón, son como las 11 de la mañana y los vamos a llevar con nosotros a una cita de mañana ya no están de mañana, pero es muy común aquí en Japón que las parejas tengan citas y vayan a cafeterías, pero desde muy temprano, a veces desde las 7 de la mañana. Pero yo la verdad no soy una persona muy mañanera, <laughs> así que me cuesta trabajo levantarme tan temprano, pero ahorita vamos rumbo a una cafetería y vamos a desayunar y después pues a ver qué pasa. 오늘 날씨가 아까는 괜찮았는데 좀 추워졌어요. 아직도 겨울이네요. 빨리 스웨터. <laughs> I am tired of wearing sweaters. <laughs> 진짜 가벼운 거 입고 네, 싶은 네, 거야? 그냥 가벼운 원피스. 드레스 아하. 이 따니야 치마 잘 어울리니까 좋아하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 Yes, please 이 아직도 좀 추워요 <laughs> 너무 추워 Ya llegamos al, a la cafetería, es esta de aquí. 오, 기사들. 이렇게 있어. 아, 잠깐만요. 오늘 안에 12시부터래 오늘 12시부터 오늘 몇 시예요? 뭐예요? 화요일부터 일요일은 지금 12시부터 6시까지 에이 30분 기다려야 돼 어떻게 <laughs> 나너 너무 배고파 이제 좀 구경할까 여기? 오케이 어쩔 수 없다 아직 얼마나 기다려야 돼? 39분? 20분 기다려야 돼 Tengo hambre Quiero mi café <laughs> 나도 카페 필요해 예, 카페 필요하긴 보다는 카페가 없으면 다니아가 이렇게 돼 으... 너무 무서워 빨리 주세요 그 우리가 오늘 가는 카페는 일본에서 키사텐이라고 하는데 키사텐이라는 게 그냥 카페 이긴 한데 커피숍인데 약간 오래된 커피숍?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보통 엄청 일찍 아침부터 시작해. 아하, 아하. 7시나 8시 아침? 음. 이 7시, 8시 아침부터 모닝 세트 같은 걸 그냥 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런치 세트 있는데 그 런치 세트에는 항상 뭐 있는 게 나폴리탄 파스타 나 피자 토스트 뭔가 그런 것들 있어요 뭔가 음식은 꼭 있는 스타일 그리고 약간 모던 아, 스타일 커피 시시시 아, 맛있는 커피 드립 커피랑 약간 그카게 안에 들어가면 그 모던 스타일이 아니고 음. 그냥 옛날 일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카페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기사店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뭔가 딱 봤을 땐아이 카페는 기사店적이다 아이 카페는 아 음. 카페 쪽이다 뭔가 이런 걸 그냥 알 수는 있어요? 나는 설명할 수 있어 오케이. 카페 보통 스타벅스 같은 거 그냥 오케이. 카페라고 해 아하, 근데 아하.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멕시코에 빕스 이런 빕스 카페 있어 오케이. 그때 이거 기사등이라고 해 보통 하르모니 할아버지 <laughs> 갈 카페 <laughs> 네. 야. 근데 너무너무 맛있어 씨 맛있어요 음식도 너무 맛있고 커피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네. 퀄리티 근데 네, 오늘 가는 데는 약간 느낌이 모던 스타일이긴 하고 그래도 약간 뭐라고 하지 이거 언티크? 음, 이런 데도 있어 이런 시, 학교 시, 시, 근데 여기가 키사텐이라 적혀 있으니까 약간 키사텐 느낌인 것 같아요 s hours later 가도 되는 것 같아요 I think so Maybe 아, 하이 <laughs> si no, me dan de comer, me voy a poner como la Godzilla o algo así. 여기 괜찮아요? 세트 A, B

30분 30분 동안 기다렸어 그리고 <laughs> 커피 뼈로? 별로는 아니야 별로는 아니야 맛있긴 한데 더 맛있는 거 많이 있어 많이 음. 음식 음 기다리는 다니아는 귀엽지만 제일 무서워 그냥 커피 괜찮아서 쓰면 응. 문제 없어 <laughs> Seven hours later. am <laughs> happy. me pedí un pizza toast y Hayato pidió la pasta napolitano. Y pues, ¡buen provecho! ¡Y todo aquí más! Este coche cansado. No, coche marmote. ¿Tienes un punto de ver si realmente un coche? Mm, no, no, no, papá. Deja ya Ah, ya pa, ¿qué es lo más eso? Ah, ok, no la mm. Chicos. Pues el café la verdad me decepcionó mucho La tostada estaba rica, el pan estaba rico Pero el café estaba muy malo peor que café instantáneo, así se las pongo. A mí me gusta mucho el café. Y si el café está malo, pues, <laughs> pues me molesta porque está bien caro. Entonces, háganlo rico. Pero la buena noticia es que como el café estaba muy suavecito, puedo tomar otro café. Y ahorita, de hecho, en Starbucks tienen el café que es sabor sakura, flor de sakura o flor de cerezo. Entonces lo vamos a probar. <laughs> Sí. Estoy muy emocionada. Y aquí está mi mini bebida de Sakura. Yay, vamos a ver a qué sabe. ¿Pasa 어때? 너무 맛있어. 맛있어? 사쿠라 맛은 그냥 체리 맛. 아 이거 잠깐만요. It smells good. 그치? 아, 이 냄새는 괜찮아. 먹어봐, 먹어봐. Ah, mandé a mía. ¡Ay! Su nariz tocó donde bebo. 아니, 좀 우유가 많은 것 같아. 에이, 안 좋아. It's like 딸기 우유. It's like medicine, medicine. No, it's like cherry 우유. 아니 냄새는 괜찮았어. 저 안 좋아해요. 사쿠라 좋아. 마타 안 좋아해요. It's good. 안 좋아해요 진짜 사쿠라도 안 좋아하고 아까 마친 커피보다 너무너무 맛있어 아 그래요? y e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이런 음료수 있으니까 1년에 한 번만 이런 음료수 마실 수 있어 그래서 더 스페셜 너무 음, 좋아 맞아 맞아 그거는 맞는 말이야 그거 일본 스타벅스 이런 리미텍 그 음료수 뭐 항상 있잖아 네. 이런 걸 즐길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마케팅 잘하고 있는 것 같긴 네. 하고 예, I am a big fan. All the limited edition r i n k s 우리 먹으러. 아하. 나 딸기 나올 땐 너무 좋아. 딸기랑 음. 아 고구마. 아 고구마. 고구마, 아하. 딸기 그리고 초콜릿 아하. 나올 땐 너무 좋아해. 음. 나 사쿠라. 사쿠라 진짜 안 좋아해. 나 사쿠라 제일 좋아. 지금까지. 아 <laughs> 일본에 오면 맞춰보세요. <laughs> chicos, enfrente hay un árbol de flores de hume rosa muy bonito y quiero ir a tomarle una foto. Así que voy a arriesgar mi vida ahí. Donde los niños están cruzando, ¿Eh? voy a cruzar yo también. Hasta hay un perrito cruzando. Yo también me voy a ver así con miedo como el perrito. Mm. ができました到着이거음해예요 It's a beautiful 우메나무와우 Yes, 우메오타쿠사쿠라오타쿠핑크오타쿠스프링오타쿠핑크오타쿠핑크진짜여기도핑크다음에거기도핑크핑크핑크신발도 또 우메나무 찾아서 산이야 가고 있는 중이에요 사쿠라 오타쿠랑 같이 있는 게 좀 힘들어 산이야 <laughs> 평소에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laughs> 아, 여러분 사쿠라래요 이거 <laughs> Wow, it's so beautiful. This is perfect for my drink. It's sakura drink with sakura flower. Perfect. <laughs> perfect. Thank you, Nator. Thank you, Nator. go. Chicos, yo soy una gran fan de las flores, entonces me emociona mucho que ya haya florecitas en todas partes y me detengo cada que puedo ver un arbolito porque son muy bonitos y son rosas. Rosas, mi color favorito, estoy muy feliz, muy feliz. Y ahorita de hecho vamos a ver un arbolito de hume de nuevo, perdón, es que me gustan las flores <laughs> y está aquí en un templo cerquita. <laughs> 평생 이해 못할 것 같아 아니야 그 이쁜 꽃 보면 아 이쁘다 해서 다른, 다른 사람 집에 안에 뭔가 들어갈 수도 있어 위험해 너는 혼자서 가지마 괜찮아 진짜. Ay, con de papá, yoguito, Hanesa. Bien, ahí está. Es un arbolito bebé. Es chiquito. rosa. Miren, este es el templo, se llama Chimogamo, de hecho es mi templo favorito en Kioto. Y justo hace un año les enseñamos este templo y el arbolito de Ume que está dentro de aquí. Hace un año cuando iniciamos nuestro canal de YouTube. ¡Qué recuerdos! <laughs> Miren, este aquí es el arbolito de Ume. Es muy famoso este templo por este arbolito. Miren, hay mucha gente que viene de hecho a tomarle fotos al árbol.